하얀 고 사양 곰 있단 말이야 어? 어디 있단 말이 동네 돌아다닌다 곰이 어. 레알? 네? 그러면곰 스프레이 왜 안 가져오는데? 비행기에 못 태운다 곰 스프레이 그리고 음. 북극곰은 곰 스프레이에 안 먹히나? 아무 아, 상관없다고 그냥 북극곰 보면은 어. 죽었다고 생각하면 되나? 에? 죽었다 생각하면 된다고 만약에 앞에 있으면 그갑 송유관 그갑다 아이가 여기가 기름 무시로 나르는 송유관 아닌가 멀리 왔다 멀리 왔어 멀리 왔다 멀리 왔어 택시도 있네 7분 7불 30분 거리면 어. 1마리거든 1마리가 7불 어때요? 어딘가요? 아니 버스킹 버스 차요? 안 봤어요 차에 이렇게 밖에 나와 있었는데 안 봤대 지금 저 건물은 뭘까요? 콩은 특별히 갑자기 나타나는 거 되게 잘한다 막 숨어가지고 살살 어 반가운 학교 학교 옆으로 지나가자 바로 앞에 바다네 바다 안 보고 그쪽을 가서 어. 지도 보여줄 거 비해서 약간 밑을 다 뛰어나는 아니 아니 아니 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곰 때문에 높이 나더라고 아니 아니 저기 그못 들어가게 해놨잖아 어. 곰이 저기 숨어 있어가지고 어. 저거 철장청 같다고 곰이 저기 밑에 숨어 있다가 어. 사람이 나타났어요 오마이갓 지금 하는 말은 진짜 장난을 할말 아니고 아. 실제로 아 그래 저기 집에 보면 어, 어. 아 저기 곰을 못 들어가게 저기 저기 안 열어도 돼? 응. 음. 어? 뭐 물어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공항입니다. 아주 귀여운 공항. 여기는 그거 같아. 볼리비아 같아. 그죠? 느낌은 박스, 박스 저렇게 많이 사오셨네. 저, 우리는 공항에서 내려서 바로 걸어갑니다 택시도 있네요 도착했습니다. 공기가 아주 찬네요. 자, 그래서 에어비앤비 문박집 찾아가겠습니다.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어디냐 하면요 알래스카의 땅끝 마을을 보기 위해서 왔어요 여기 알래스카 땅끝 마을이라 그래요 오 어, 눈발이 날리네요 어 참아 아, 눈이 날리네요 어딘가요 아 눈발이 날린다 눈. 이거. 눈 아이가. 와 우리 이렇게 가까운 숙소를 처음 만난다. 이게 뭐예요? 바로 옆이네요. 와 어, 재밌어. 야 바로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와. bit of Koreans here in town. Oh, Most really? of the restaurants are owned by Koreans. No way. <laughs> yeah. Really? why is there so many Koreans here? Tourists uh, Yeah, I don't, I don't know why, but most restaurants are Korean owned. Yeah. Is there any Korean restaurants? Uh, there's Japanese restaurant. Uh, there's Osaka. Okay. And then um, hmm. there used to be oh, Northern, uh, Northern Lights, but that one burnt down. Yeah. And there used to be 가자. 응. 이거 This isn't all of it. this is just a welcome. Sorry. có thể How you doing?